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 각 멤버들이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찍어보려고 합니다 미 같은 경우는 워낙 타한 그냥 그 끼쟁이 이씨 네 이게 만약에 향수다 그러면 뭐,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습니다 한번 찍어줄까요? 먹이에요아 그래요? 지민이는 어린 어른 어른이지만 약간 아직 어리다 아 내 방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 근데 아니 지 뭐- 네 얼굴만 찍으면서 뭘 지방을 네 더 보여주고 싶대 그럼 방을 더 찍어야지 네 얼굴 말고 임마 방. 형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뭔데 뭔데 옷자랑 웃었어요 어때요 이쁘죠? 석진이 천진난만 아그 뜨드드드드드 그, 그 뭐였지? 진짜 이거 방송 최초 아니 사상 최초 오뎅이 어묵이 공개 랩몬은 DNA가 좀 뭐랄까 둔감한 것 같아요 야 나사 어디 갔냐? 뼈가 한 개가 없죠 지금 어? 어네 들었다 부, 부쉈어요 제이홉의 DNA는 희망, 밝음, 에너지 웰컴, w h o 어? 출근맨 방탄소년단 콘?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<laughs> 맨날 이런 식 우리 슈가 형은 할아버지 같아요 형이 유일하게 그 가사 쓸 때 공책이랑 나는 나는 이거 이걸로 못 쓰겠다 그러니까 정국이만큼 재능 있는 친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 좋은 거 근데 네 뒤에서 카메라 있는 거 알아? 띠리리리 찍겠어 찍겠어 옛날에 박수 치는 것도 다 정국이네 아우라한테 너 혼자 다 했잖아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